Eu sei o. 네 안녕하세요 네 기세TV의 기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오늘의 영상 주제는 어... 여자친구랑 지금 안 만나고 있잖아요 못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 만나고 있는 동안 쉬는 날에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영상을 담아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친척 동생이 휴가를 나와가지고 내일이면 복귀해가지고 이제 잠깐 만났다가 여기 인천에서 친구 잠깐 또 만나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 만나서 같이 이제 서울로 넘어가는 브이로그 잠깐 찍고 그리고 오늘 밤에 운동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시죠 가는 길에 베스킨라빈스 들에서 신입 동생 줄 아이스크림 좀 사가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살려고 했는데 데스크비스가 아직 영업시간이 아니어가지고 못 샀어요 그쵸 다 똑같은데 그냥 마트 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아이스크림 몇개 사갈게요 오랜만에 이제 영상 앞에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니까 되게 뭔가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. 진짜 은근히 부끄럽네요. 이제 친구 이제 만났고 친구랑 이제 점심 먹고 오겠습니다 어? 왜? 마, 스크 좀으면 정신 없다 부끄러워 <laughs> 이제 거기다 와서 친구 만나도록 할게 브이로그 찍고 있어 <laughs> 부끄러워 아니야 <laughs> 부끄러워 다리가 아주 소년데 가자 가자 어제 4시 반? 제가 거의 잠 안 잤어 편집하다가? 어? 편집하다가? 아니 핸드폰 안 했으면 치네. 나 간다. 가라. 아. 이제 친구 데려다주고 저도 이제 집 가려고요. 집. 방금 이제 집에 도착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아침부터 친척 동생 잠깐 데려다주고 그리고 친구 만나서 친구랑 밥도 먹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 만나서 같이 서울역 와서 친구 이제 천안 가야 돼서 친구 보내주고 저는 이제 전차 타고 네 여기 수유에 도착했어요 네 방금 이제 살짝 세수만 하고 온 상태고 오늘 이렇게 하니까 지금 5시 6시 3분인데 좀 이따가 이제 운동하고 집에서 홈트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밤에 이제 편집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쉬다가 운동할 때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쉬고 계세요 안녕 이거 막 캠코드에서 보면 이런 거 하던데 네 안녕하세요 자고 일어나서 다시 찍으니까 조금 더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방금 진짜 방금 한, 한 5분 안 된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자가지고 지금 원래 한시간만 자기 1시간 반? 1시간 반 정도만 자기로 했는데 지금 두시간반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홈트는 안 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산책 한 바퀴 타고 네, 편집하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옷만 갈아입고 바로 나갈게 요 마스크 쓰고 에어팟 가져가고 에어컨 끄고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왔고 저는 이제 산책 한 30분? 1시간 정도, 1시간 정도 하다가 집 가서 밥, 밥만 대충 먹고 네 편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책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,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 가서 빅맥 딱 사서 집에서 먹고 저는 항상 이제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들이나 그리고 내일 있을 일정들 같은 거 미리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네 적어놓고 했으면 동그라미 치고 안 했으면 X 쳐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오늘 있었던 일들 이렇게 되돌아보는 네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트 하려고 했는데 어, 사실 잠도 많이 잔 것도 있고 헌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친구들도 이번에 인천 가서 두 명 만났고 그리고 휴가 나온 친척 동생도 만났고 네 그래도 오늘 하루 나름 쉬는 날인데 보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 엄청 재밌는 요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이리가 없을 때 저의 쉬는 날에 하루 브이로그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찍어봤습니다 네 기스TV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